오늘은 이렇게 써놓고 나서 설명드리는 것도 쉬울 것 같아요 대도 몸은 천차유로라고 하는 이 문장은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이 글씨를 한번 신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미리 준비한 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나가고 이번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 글씨의 출처는 무문혜계 선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중국 분이죠 그분이 그 무문관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요 지금도 우리나라 선생들은 무문관이라는 곳에서 2년 막 3년 문을 닫아놓고 그 안에서 수행을 해서 깨치기 전에 나오지 않겠다 그래서 깊은 수행의 상징적인 말이 돼버렸죠 무문관 또 무문선사 그분이 그 무문관 책을 쓰면서 자서 스스로 서문을 썼어요 서문의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문장인데 우리 집에도 이 책이 있어가지고 제가 총각 때 열심히 보고 그랬었죠 자 뜻을 한번 볼까요? 우선 이것도 한번 보죠 경자춘일의 무문선사의 자서를 서어몽가 어는 어디에서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뭔가 저희 집의 당호가 뭔가입니다 꿈꾸는 집 드림하우스 에서 썼다 화린이 제 호죠 전에 낙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낙관 찍는 것까지 이제 보여드렸고 대도 이 도라는 것은 길도 자고 여기 로자도 길로 자죠 근데 이 로는 어떤 길, 루트, 방법 이런 거라 치면은 이것도 같긴 하지만 조금 더 근원적인 생명이 살아가는 방법, 진리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죠. 그래서 대도라고 하면은 큰 도, 가장 큰 도, 지극한 도.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아의 상태를 이 대라고 많이 합니다. 산스크리트로는 마하라고 하죠. 지극한 무아의 상태의 그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가 나오죠 무를 문으로 삼는다 천차 그렇게 되면은 천가지 만가지의 그런 모든 선택이 다 길이 된다 라는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이건 좀 깊이 있는 해석이고 그냥 간단하게 쉽게 말하자면은 커다란 길은 문이 없나니 이것만 옳다 저것만 옳다가 아니란 얘기죠 그냥 특별한 문이란 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천만 가지 그 모든 길이 나뉜다 뭐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네이버 찾아보셔도 그 두 가지가 주로 나올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제가 보는 이 대도는 물을 문으로 삼는 것입니다 허공을 그 영한 자리를 문으로 삼아서 거기에 입각해서 살고 행하고 어묵동정 행주자와 할 때 모든 것이 내 앞에서 열려있는 문이고 길이다 이런 의미로 한번 써봤습니다 좋은 주제를 제시해 주셔가지고 아주 흥이 나게 써봤습니다. 앞으로도 또 이런 구독자분들과의 교감 기대하겠습니다.